こんなに見たら너무추억ねえ、やめて。はちっちゃ、어떻게할까大改造やん。ちょ今までの、ちょいえ、寝室なの。あ、紹介しよう、紹介しよう。ちょい最後。ああ、オッケーオッケー。じゃあ、이것은、最初から、ついてたベッドやん。 <laughs> え、何チャギが作ってくれた棚。何 この前到着しましたんだよ뭐예요何と思うなんだろうエロいものえ何早く早くちっちゃ考えよりとすごい고ああ、わあ。ディー예쁘지えー、なんさ遠くから見たらさ釣りが趣味なのかなと思う

もうスペースそっちに貼れちゃうみたいなのがよくあるよねもう何 그흑기 그 지금 이제 거실에 나가면 거의 뭐 진짜 어마어마한 게 왔죠 어,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가 있고 여기에는 이상하게 맥주가 여기 있는 상황인데요 왜 맥주가 저기 있는 거죠? 하바 小さい우리는やつより小さくない? 이따가 보면 그렇군 아주 비쿠리시마스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지누스는요 한국군 오너야 아 어, 한국세네? 음, 아마존데 베스트셀러니 나타나고 <gasps> 그러면 저기 일단 스페이스확보しないといけ아 그러네 그러네 일단 저기 있는 걸 다 딜리트를 해야겠다 와. 네, 열심히 합시다 네 그러니까 푸른생활에서 음. 그럴 때 사람 없이 교류할 수 있을까? 다이지는 음. 것도 하면 돼 아니 잘하면 되죠 뭐 하나 둘셋 아야 자자 어? 너무 거리 가볍네 가볍네 가장 무거운 걸해겠다 지나 지나 알지 알 그리고 이거 카메라아이 아이사치 한 번씩 어, 지누스 하나둘셋와근데이거우리가할수있을까진짜진짜これ昔の人ってピラミッドどうやって作ったあれ이거어떻게빼냐一旦フレームはここに置いて見て泥棒に入られた後みたいな <laughs> に 오빠가끼고오빠가끼고오빠に。早く見たいだメインに合う気分だねえー、また漁師かあ、今ク一人もセッティングできますんであ、できると思うよなんかコンパクトにまとまってるね、箱に아저씨가セッティングしてくれますね、ベッドとかで。うん아저씨가く까그뭐지문같이で면되기로꼭좀できるん기로 ポンジじ今気づいたことがあるんだけどここにさ2番とかさ番号が振ってあるでここに56とかあるよもしかしてこれ順番通りやったらできる説正直にねあれ説明書一そと外国人でものむ分かりやすいじゃない説明書見なくて知ってるよ <laughs> 連続取だったらどうしよう説明書にしか番号って載ってないよ色気いい韓国のプラグですすげえ セリシャワーでもなんかさ二人で作るの楽しいね楽しいし見てこれだけ見たらうちがなんか工務店みたいになってるけどそして優しい私の男票はムルティッシュでああすっきりした電池屋さんが来たよ禁止牛バイバイいるわよ 막걸리안줄거야나오늘막걸리요내일비가오니까어진짜같아プレーム終わりましたイエすごくないでここにさ両面テープがついてるからマットレスがずれないのとあとすのこがさ一個一個独立してるのかと思ったらさ여チッチギが있어찍찍이すごいのこれマットレス乗せたらどんななるんだろう그래해ね 모토 사인이 났다고.何が와 내가 무슨 선물 선물 같아 선물. 全然見えない 네, 네, 대박. 何헐 이해나요? 何説明して。何何色 아, 이런 거 이해나요? 何何 그래. とキンパが出てきましたえー、なんか弾力があるね 이렇게 압축을 해서 아슈크 어, 아슈크를 해서 매트리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出したらどんな風になるんだろう어 잠깐 개코가요 개코가요 아,もうキンパシュー 잠깐만 待ってさっきの相当な大きさに 개코 잠깐 오, 오. 힌트 힌트 이게 지금 압축 풀리나 봐 슈게 슈게 재미나 개 미쳤어 그렇게 진짜 약간 첫째기 수압도 믿어 와 응? 와 거짓말 거짓말 아 진짜 잠깐만 거짓말. 잠깐만 아니 근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완전 부드러운 그 자체인데? 트리링 가사 퀄리티가 めっ 가라나 그리고 그 테를 콧나기 시던 거마다 알아내 저희가いつも寝てる感じでちょっとトナリするトナリするいつも寝てる感じわあアニメって진짜개변리다와どうしよう 우리 애가 아타라시 베트룸을 소개하겠습니다 입장할까요? 예 짜잔 미쳤어 ところもナムにしたくて어 근데 이거 사길 잘한 것 같아 음. 저희 반지 꽂아놨는데도 다 이렇게 나무로 돼 있습니다 프로포즈 사진은 ここに 저희의 새로운 침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 사람은 사키니 누워볼래? 진짜 아까 근데 터치다키 시타 도 진짜 웬일이는데 알리마스 것 같아 マシュマの上にいるみたいあもう2秒だ2秒 지금 오늘 하루 아우 아우 피곤하다 아 피곤해 네. 아, 잠을 자볼까와 아. 진짜 너무 맵다 이마마 우리는 무슨 베트에서 잔지 모르겠다 와 아, 진짜 기분 좋다 코の사마트레스ス사 부드러워사가사 이家で楽しめるってなんかすごくねだってホテルの感じじ대な파この低反発の も柔らかいもう一生ここに住む <laughs> ここに出ないよここで生活したい絶対外出ないでしょ、うんここで撮影するモンスタークフキヒ고 이거 엄마님 아. 입을 엄청 잘 어울려요. 앉아보세요. <laughs> 앉아볼까? 네. 쿠션 어때? 음. 앉아봐요. 어, 라텍스인가? 라텍스인가? 네. 대박이죠. <laughs> 그렇죠. 스프 이렇게 이게 네. 찍찍이에요. 안 움직이게? 네. 오 괜찮네. 처음에 왔을 때 김밥처럼 동글동글. 아 맞아. 네. 좋은 거 좋네. 좋죠. 음. 어머님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뭐야? 판지. 아, 네. 반지 이제 살 때. 야, 이거 괜찮다. 네?